황미나 김종민 분량이 사라지면서 두 사람의 연애의 막 마지막 방송 모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마대는 김. 종민 황미나 커플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의 분량은 지난달 10일 방송된 종미나 제주로 뜨릿탄 이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마지막으로 황미나 김종민 커플이 출연한 방송에 관 심이 모아졌다. 당시 환민아는 흑돼지의 단 부분을 먹는 김종민을 걱정하며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종민은 나 단 거 좋아하는데 맛있던데 고소. 하잖아 라며 계속 먹었다. 황민아는 집게와 가위를 챙겨왔다. 단거 먹으면 담대. 피는 것보다 더 안 좋대라며 단 부분을 잘라냈. 손질된 고기를 맛있게 먹던 김종민은 노후의 제주도에 사는 거 어때? 라고 전했다. 이에 김종민은 내년엔 포항으로 가자라고 했다. 새. 해 소망에 대해 황민아는 건강하고 우리 둘 다 아프지. 말고. 오빠 하는 일, 나 하는 일 다 잘 되고 나쁜. 일 없이 무난하게 라고 전했다. 김종민은 부모님 건강하고 라고 하자 황민아는 웃다. 또 건강해야 해 애기야 지금 라며 달달한 미소를 지었다. 이 밖에도 앞서 황민아는 트리를 만들고 있는 김종민을 보며 나 콩깍지 씌었나봐. 오빠 그거 하고 있는데 돼. 개 멋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종민이 황미나와 연락을 안 한다고 말했다. (21일)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맛에서는 김종민 황미 나 커플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김종민은 제작진과 만나 식사를 했다. 김종민은 처음 방송할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거다라며 나도 처음에 결혼 생각이 있었다. 나도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라고 말했다. 김종민은 코요태 20주년 앨범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고 말하며 촬영이 미나를 만나러 가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일할 때만 만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황미나와 연락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김종민은 미 나에게 많은 혼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 결혼 기사에 대해 김종민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다른 프로그램 제작진 분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보니까 저는 방송인이니까 대답을 피할 수가 없었고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나는 처음 겪었으니까 감당을 못한 것 같다. 주변 사람들도 말이 많았을 것이고 둘만의 이야기가 아닌 가족들까지 있는 거니까 감당하. 기 힘든 일이다라며 미나가 피해를 안 보고 떠나서 트라우마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연애의막 김종민과 황미나가 이별했다. 21일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막에서 종민아 커 플로 사랑을 받은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거다. 결혼 생활이 실제로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 혹시 모르니까 라고 말했다. 방송을 통해 만났지만 김종민과 황민아는 실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김종민은 미묘한 설렘이 좋았다면서 지금은 서로 바빠서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김종민은 촬영이 잡히면 미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었다. 일할 때만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면서 황미나의 고충을 배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김종민은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내 감정을 너무 꽁꽁 삼했다고 털어놨다. 또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결혼설에 대해서 난 단단해졌는데 미나는 처음 겪으니까 감당을 못했을 것 같다면 선아는 직업이 이것이고 평생 이것만 해왔던 사람이 기에 나도 이해해 주길 바랐다. 우리의 만남이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연애에 맡은 시즌 1을 마무리했다. 이필모 서수연 커플이 연애의 맛을 통해 인연을 맺고 결혼에 골인한 가운데 구준혁 고지혜, 김정훈 김진아, 정영주 김성훈, 고주원 김보미 커플은 서로에 대한 감, 정을 키워나갔다. 연애의 맛 김종민과 황미나가 이별했다. (21일)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막에서 종민아 커 플로 사랑을 받은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거다. 결혼 생활이 실제로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 혹시 모르니까 라고 말했다. 방송을 통해 만났지만 김종민과 황민아는 실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김종민은 미묘한 설렘이 좋았다면서 지금은 서로 바빠서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김종민은 촬영이 잡히면 미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었다. 일할 때만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면서 황미나의 고충을 배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김종민은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내 감정을 너무 꽁꽁 삼했다고 털어놨다. 또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결혼설에 대해서 난 단단해졌는데 미나는 처음 겪으니까 감당을 못했을 것 같다면 선아는 직업이 이것이고 평생 이것만 해왔던 사람이 기에 나도 이해해 주길 바랐다. 우리의 만남이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연애에 맡은 시즌 1을 마무리했다. 이필모 서수연 커플이 연애의 막을 통해 인연을 맺고 결혼에 골인한 가운데 구준여 고지혜, 김정훈 김진아, 정영주 김성훈, 고주원 김보미 커플은 서로에 대한 감, 정을 키워나갔다.